you

But 쭈쭈 이리와 어. 핑이 힘센데 <laughs> 아이고 아빠가 지겠다 아이고 어메 핑아 이겼네 야꾸 핑퐁 핑퐁 n <laughs> 발바리 뭐해? 발발이 아니 근데 퐁아 너는 왜 퐁아 일로와 퐁이는 아직 어려운가 봐 누나랑 형이 <laughs> 발발이야 발발 근데 왜 누워있어 계속? 얘 누워있는 거 좋아해 애기 밟으면 안돼 발발이야 요즘 발발이 발발이 발발이 발발이 <laughs> 애교 피우는 거다 콩이 항상 아직 어려운가 봐 콩이는 아직도 형이 어려운가 봐자 눈치 보는 거야? 응. 콩이 아직 무서워 형이 무서워 치네